안녕하세요. 페이스란 성형외과 원장 이진수입니다. 어, 입안 절개보다 귀뒤 절개가 회복 기간이 더 빠른 게 아닌가요? 어, 라고 가끔 이제 상담을 할 때 질문을 받게 됩니다. 어, 뭐 귀뒤 사각턱 이런 말로 이제 귀 뒤로 접근해서 어, 뼈의 각 근처 부분을 이렇게 어, 간단하게 절개하는 수술들을 실행도 하고 있고 또 뭐 그거에 대한 관심도 뭐 적지 않게 있는 편입니다. 어, 실제로 이제 귀디사각턱이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 이제 수술할 때 이 각을 자르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접근을 이 귀 뒤에서부터 접근을 하는 방법을 얘기하고요. 각에서부터 실제로 여기가 거리가 가까우니까 접근이 간단하다는 부분과 입안에 상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입안 상처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뭐 가장 큰 건 흉이 남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쪽이 이제 안면신경 얼굴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신경의 경로하고 겹칠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박리를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어, 입안으로 한, 수술하는 방법이 피부에서 접근하는 방법에 비해서 사실은 이제 더 개량되고 어, 진화되고 그 뒤에 나온 방법이 되겠습니다. 어, 입안으로 절개하는 방법은 어,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바깥으로 흉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입안으로 하면 이제 전체 턱 부분을 전부 다 보면서 어, 수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귀리 사각턱은 어, 접근이 간단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, 이게 넓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지혈을 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대개 수술하고 붓기는 더 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 입안으로 수술해가지고 보다 더 넓게 보고 어, 피가 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지혈을 어, 철저하게 하고 봉합을 다 완료하는 경우가 오히려 덜 부을 확률은 높은 거고요. 무엇보다 중요한 건 턱뼈에서 줄여야 할 부분 중에 이 각 부분만 줄이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. 각 부위를 많이 줄이면 이제 개턱처럼 너무 움푹 들어가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각보다는 전체적인 두께 그리고 특히 턱선의 중간 부분, 이 체부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 줄여야 어, 굉장히 어, 매끈하고 탄력 있는 턱선이 나오는데요. 이 귀리사각턱 쪽으로 접근을 하면은 주로 각을 줄이게 되지 앞을 줄이는 데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 자체로도 어, 좋은 모양이 나올 때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입안으로 들어가서 전체 턱뼈를 다 잘 보고 수술을 받으셔야 어, 턱이 보다 도 자연스럽고 매끈하고 탄력 있는 턱선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